나를 현혹시켜 넌 baby 나를 취하게 해넌 baby 내 정신을 흐리게 baby 곁에 맴을 도는 게 baby 아무 틈도 넘어갈 뻔했어 아무 틈도 내게 속을 뻔했어 너 같은 애라면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하면 나도 내게 갈 뻔했어 야 인생은 나를 놀래키려 하지만 Sex, money, murder 나를 중독시키지만 인생은 나를 휘두르려 하지만 Jumpscare, jumpscare 따위에 난 당하지 난 Cause I'm in rim of the world Cause I'm in rim of my life I've been six feet under But I've been nine feet apart 하마터면 또 내 거짓말에 올려 반스까지 머리 위에 쓸 뻔했어 너 같은 나라면 믿어볼 수 있어 갈고 하면 나도 내게 갈 뻔했어 인생은 나를 깜빡 속게 하지만 내가 네 엿보고 먹으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나를 다 이르지만 네가 지나가고 나면 나만 껍질만 b u t i me r i m o f the world b u t i me r i m o f my life I've been six feet under 난날 잃어버려 인생은 나를 놀래키려 하지만 섹스 머니 murder 나를 중독시키지만 인생은 나를 휘두르려 하지만 점스킬 점스킬 다 위에 난 당하지 난 Yes I'm your dream of the world